company. Tools are crowded, freeze a party coming. Move around like first rush when the school is out, when the booze is up, when the sun is down. Enjoy the ride, get some pillows in the Chevy. 안녕하세요. 나 진짜 을지로 처음 와봐. 7분이면 간다는데? 7분이나 걸어야 돼? <laughs> 아 여기가 거긴가 봐 장만옥? 어 맞아 장만옥 바로 옆이야 아어 어, 여기다 야 존나 대기 왜지 싫어요? 여기라고? 장만옥? 여기 여기?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모르니까 멸치 그리고 엑소로고 가벤지 국이요 주걱입니다 주걱이랍니다 국이에요? 아아아 아, 아. 아. 어, 어. 힘이 없어요 어. 그? 어. 사람들이 그렇게요. 아, 저기서 하나 봐. 굽는 거. 뭐 배우는 거지? 아나 진짜. 저거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아, 더 그 아, 뭐 시킬까?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난 안 보여요 <laughs> 전 손밖에 안 보여요 아, 비니까 아니다 카메라 제 약반이랑 둘다 돌아 Burn for plants tonight.